creativity and intelligence. K9. It finds me once again. We'll never break apart. It's already time to go to win this 때 가장 멋진 내가 된다. 올뉴. Anytime, anywhere, I shine. Live loud. Live in the moment, like Veloster. 지금 갈게. 이것이 말리부에 앉은 당신과 푸드트럭 청년을 함께 지킬 안전기술. 제 몸 지키기도 벅찬 세단들은 꿈도 못 꿀 압도적 차이. 차이, 말리부로부터. 올뉴 말리부. 지금 갈게. Oh, 달릴 때 가장 멋진 내가 된다 올뉴 말리고 하얗게 구름은 하얗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시작된다. 그래서 V30 인공지능의볼줄 아는 능력을 더하다. 볼 줄 아는 인공지능의 시작 LG V30S ThinQ